엎드려 어떻게 하는 거야? 엎드려. 어? 엎드려 어떻게 하는 거야? 어. 엎드려 어떻게 해요? 엎드려. 라일이 엎드려봐. 라일아 엎드려봐. 엎드렸어? 라일이 빵 어떻게 하는 거야? 빵? 빵! 엄마 빵! 라일이 어떻게 하는 거야? 빵! 벨라도 빵 할 수 있어? 누가 빵 할까? 빵! 빵! 빵! 벨라 어떻게? 벨라 빵 해봐. 벨라 따라오지 말고. <laughs> 빵 어떻게 해? 라일이 빵 어떻게 해? 빵 어떻게 해? 빵! 빵! 벨라도 엎드려. 엎드려. 그렇지. 빵은 어떻게 하는 거야? 빵! 가르쳐줬잖아 야다 작년까지 하던 거를 엄마가 안 시켜줘서 빵! 빵! 빵! 아이고 아이고 눈 찔러 큰일 날 뻔했네 라일이 빵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빵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일이? 라일이 빵 할 수 있지 델라는 왜 하이파이브 해? 갑자기 하이파이브야? 어? 하이파이브는 누가 할 건데? 아우 라이리 라이리가 할 거야 라이리가 할 거야 하이파이브 했어 이쪽도 하고 라이리도 하이파이브 라이리 하이파이브 어? 하이파이브는 필요 없다